치즈케이크라고? 응. 그냥 치즈 아니야? 근데 되게 꾸덕꾸덕하고 맛있어.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죠? 예. 그냥 치즈 같아. 그치. 되게 꾸덕하지. 이렇게 막 그냥 치즈 바르는 거야. 저걸 먹고 맛 표현 앞에 바다가 이렇게 야 치즈케이크 바다가 왜 나와 맛 표현 못하겠다 그냥 드실게요 하면서 못 뭐 먹었어요 식가하느라고 응. 음. 기간에 이제 하루씩 이렇게 이게 연, 그 연극은 촉감이 죽어요. 영화 배우가 늙고 죽어 많은 사람은 그 연극 배우가 죽었는데 개공선은 이제 일본 자 여러분 제 소리 들리시나요? 아 들려? 아. 음.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표하실 때 참고가 되게끔 아, 이...